Round one. Fight. KO. Round two. Fight. KO. Round three. Fight. 아왜 안 맞냐? Ah, Parece que estás a punto de perder. ¡Apártate! Round 4. Fight.

먼저 되잖아 그렇지